안녕 라이온 안녕 라이온한 살 먹었네 어 하 정말 시간이 진짜 빠르다 아 옛날에 내가 아주 오글거리게 했었던 것 같은데 어이번에 살짝 조금 오글거리게 하, 해보려고 그래 응? 라이온 한 살 먹은 거 진짜 축하하고 언제나 내가 사랑한다 알겠지? 이 정도도 오글거려 <laughs> 오글거리는데 그래도 내가 진짜 라이온 많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내 머리카락 개수보다 더 사랑해 알겠지? 우주의 모든 것을 끌어 담아서 라이온 사랑한다 알겠지?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응원할게 알겠지? 사랑한다 라이온 한 살 축하해 애기네 애기